토트넘이 지난 26일 있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EPL 3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27분 터진 조엘린톤의 골을 뒤집지 못하고 결국 0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37라운드에서 다이렉트 퇴장으로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손흥민의 올 시즌 첫 경기였는데요. 오랜만에 경기장에 돌아와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손흥민은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팀의 패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 과연 토트넘 해외 팬들은 이번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Thank you.